안녕하세요. 자비 공방의 자비입니다. 오늘은 작은 에밀리 인형을 떠볼 거예요. 어, 바늘은 2.5mm 바늘 3mm가 필요합니다. 음, 에밀리 인형은 어, 아주 디테일이 섬세한 아주 예쁜 인형입니다. 아, 프릴과 아, 팔 부분에 아, 이런 그 것도 전부 다 떠서 예, 붙여주시면 되고 음, 얼굴 부분에 예, 하얀 그 검, 검정색 면실로 이렇게 수를 놨고요. 어, 머리 부분도 이렇게 분홍색 실로 리본을 만들어서 어, 꾸며주었습니다. 음, 모자 부분도 어, 이렇게 떠서 어, 씌워줬고요. 어, 이렇게 예쁜, 옆에 예쁜 꽃도 이렇게 예, 표현을 했습니다. 어, 치마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제 속바지도 어, 예쁘게 떠줬고요. 이거는 이제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속바지입니다. 어, 제가 그 초보자들은 어, 다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 겉뜨기, 안뜨기, 얀뜨기, 뭐 한 코 모아뜨기, 한코 늘리기 어,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제가 긴 시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 동영상 제작해 놨고요. 어, 도안이 필요하시면 어, 댓글 남겨주시고 어, 필요하시면 어, 패키지도 댓글로 음,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내용이 좀 길어서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동영상 제작했으니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몸과 그 얼굴 부분을 뜨기 시작할 건데요. 처음에 그 흰색 실로 23코를 만들어 겉뜨기 한 단을 뜨겠습니다. 23코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셋, 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셋 코 만든 후에 이거를 한번 묶어주십니다. 묶은 후에 겉뜨기 한 단을 떠주겠습니다. 이용해서 흰색 실로 23코를 만들어서 겉뜨기 한 단을 다 끝까지 떴고요. 어, 메리아스 3단 다시 또 뜨겠습니다. 늘리거나 줄임 없이 음, 메리아스 3단 뜨겠습니다. 처음 23코 만든 후 겉뜨기 한 단을 뜨시고 그리고 메리아스 3단 해서 총 4단을 떴어요. 어,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잘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도안을 물론 참고하시지만 겉뜨기를 처음에 다섯 코를 떠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코. 다섯 코 뜨신 후에 한 코 늘리기를 세 번을 하겠습니다. 자, 한 코 늘리는 거는 보시면 여기 여기서 코를 잡으셔서 또 한 코 늘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코 늘리기 세 번 했어요. 그리고 일곱 코 겉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코겉뜨기 했죠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쪽 편에도 세 코를 늘려줍니다 불러서 한번 또 코를 잡아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나면 처음에 다섯 코가 남았죠? 똑같이 대칭이 되게 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코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2 9구가 됐고요. 어, 그리고 메리아스 8단을 뜨겠습니다. 안뜨기를 시작으로 메리아스 8단 자, 지금 안 뜨기를 시작으로 8단을 떠야 되는데 어, 8단 그 내가 떤지 잘 확인하기 위해서 어, 단수를 세야 되는데 단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요 색깔 있는 요 실을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걸었어요. 걸고 이제 8단 카운트하는 방법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안뜨기를 시작으로 해서 총 8단 뜨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음, 여기 실을 아까 걸어놨는데 이제 제가 8단을 제대로 떴는지 자, 쉬어, 쉬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실을 거린 부분, 이 부분은 빼고 그 위에부터 단을 쉬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단 다 떴죠 그러면 이번에는 파란색 원피스 색으로 메리아스 5단을 뜨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색은 그냥 요실을 걸어 주시면 돼요 요실을 걸어서 파란색 원피스 실로 이렇게 뜨신 후에 음 다섯 단을 뜨고 다시 돌아올 건데요. 이 실은 하얀 실은 이제 정리할 건데요. 어, 옆에 세로 입기로 꼬매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를 남겨놓고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두 번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제 파란색 원피스 색으로 어, 늘리지도 말고 다섯 단 뜨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메리아스 다섯 단을 뜬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줄여줄 거예요. 가슴 부분으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처음에 그 다섯 코 겉뜨기를 뜨고 둘, 셋, 넷, 그리고 두 코 합치기를 두 번 하겠습니다. 두 코 합치기는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 뜨는 거죠. 이거를 두 번 줄여주겠어요.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뜨고 그 다음에 11코 겉뜨기를 떠요.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중앙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 두 코를 이렇게 두 번 줄이고 그리고 어, 다섯 코를 떠, 뜨면 이제 이단이 끝나는데요. 음, 두 코를 한꺼번에 줄여볼게요. 두꺼를 한꺼번에 줄이고 그 다음에 다섯 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 똑같이 대칭이 되게 떠주는 거죠 이렇게 다섯 코를 떴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뜨기를 한 단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뜨기 한단 다 했으면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앞부분에서 또 줄여줄 건데요 겉뜨기 다섯 코고 합치기 두번 겉뜨기를 다섯 코 둘, 셋, 넷, 다섯 코 그리고 합치기를 두 번 하겠습니다 합치기 이렇게 예, 한 코를 줄여주는 거죠. 모아뜨기 이걸 두번 두 번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겉뜨기는 이제 중심 부분의 겉뜨기는 일곱 코를 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중심 코 떴으면 또 마찬가지로 겉뜨기로 않코 모아뜨기를 두 번을 똑같이 해줍니다. 앞부분과 같이 이렇게 두 코를 모아서 뜨고 그 다음에 끝에 남은 다섯 코 마저 떠주고요. 또 이제 앞부분에서 줄여줄 거니까 반뜨기한 단 또 하고 다시 앞부분에서 또 줄일 거니까 자 안뜨기 한단또 자 이렇게 음, 안뜨기까지 다 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앞면으로 들어와서 이제 목 부분을 뜰 건데 어, 흰색 실로 또 바꾸어서 어, 메리아스 세단을 떠주겠습니다. 자 흰색 실은 이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잡으셔서 아, 그리고 이 파란색 실을 제가 좀 잘랐는데요. 어, 나중에 새로 입기로 음, 꾸며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한 30cm 정도 제가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실로 바꿔서 목 부분을 메리아스 세단 늘리, 거나 줄임없이 이제 세단을 뜨게, 뜰 겁니다. 세단을 다 뜨고 나서 이제 얼굴 부분을 이제 늘려줄 건데, 음, 그때 또, 음, 그때는 다시 또 이제 영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겉뜨기를 시작으로 해서 목 부분, 메리아스 뜨기, 세단 뜨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가 그 아까 세단드라고 했는데요. 이제 네 단을 떴습니다. 네 단을 뜨니까 이제 실이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돌아왔고요. 어, 그러면 이제 그 네단 그, 그 하얀색으로 목 부분을 네 단 뜬 다음에 이제 그 얼굴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코를 이제 늘릴 거예요. 어, 겉뜨기 한 코 일단 처음에 뜰게요. 첫 코는 늘리지 않고 겉뜨기 한 코를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코 늘리기 한 코 늘리기를 다섯 번을 반복합니다. 자, 한 코 늘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요거를 이제 다섯 번을 늘려주라는 거죠. 다섯 코로 열 코를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다섯 코 네, 다섯 번 이렇게 늘렸어요. 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끝까지 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한 코는 늘리지 말고 그냥 뜨시고요. 모든 코를 음, 한 코씩 다 늘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처음에 그 한 코는 그냥 떠주시고 매 코를 음, 다 늘렸더니 어,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코는 늘림 없이 이제 겉뜨기 한 코를 떠줬고요. 어, 그렇게 하면 총 이제 32코가 됐어요. 그 32코가 됐으면 이제 그 어, 안뜨기 이제 뒤로 뒤집어서 안뜨기를 시작으로 어, 메리아스 13단을 떠주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얼굴 부분을 뜨는 거예요. 늘리지 마시고 13단 또 뜨겠습니다. 그 10대사, 13단을 뜨실 때 음, 제가 이제 여기 목 부분 음, 어, 여기를 떴기 때문에 이제 그 하얀 색깔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단표시가 13단을 아,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카운트 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아까처럼 음, 실을 어, 예, 그 실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 어, 이제 카운트를 하시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실을 걸어서 이제 지금부터 음, 총 13단을 뜨고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그 정수리 부분 이제 줄여주는 부분 뜰 거니까 아, 참고하시고 이제 13단 뜨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얼굴 부분 메리아스 13단 음, 다 떴습니다. 아, 13단 확인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을 이렇게 걸어 들었고요. 그 실 걸어 놓은 거그 위에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열세단까지 다 떴으면 이제 앞쪽에서 그 얼굴 부분에서 어, 한 코 겉뜨기 첫 코는 무조건 겉뜨기 한 코 하시고요 음, 한 코씩 줄여주는 거를 끝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정수리 부분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첫 코는 그냥 뜨시고요 어, 이제 그 다음 코부터 계속 이렇게 두 코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한 코 모아뜨기를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 나머지 첫 번 맨 마지막 코는 이제 겉뜨기 한 코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총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일곱 열 일곱 코가 됐죠. 어, 17코를 이제 떴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 안 뜨기는 그냥 음, 끝까지 떠주겠습니다. 버뜨기 찾고 또한곳 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또 줄여주세요. 한 코 모아뜨기를 끝까지 자, 그 다음에 그 안뜨기 한단 또 떠줄게요. 이 부분이 그 얼굴 부분에서 그 정수리 부분으로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총 이렇게 해서 그 안뜨기를 이렇게 한 단을 떠주시고 나서 이제 다 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이거를 이제 그 실을 좀 음, 정리해 줄게요. 잘라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실통과 마무리라고 해서 실을 이렇게 그 대반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음, 보내고 나서 자, 이 실을 어, 여기 톱바늘에 껴줄게요. 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반대편 이 바늘에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실 통과 실 통과를 다 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껴주면 정수리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부분 여기가 목 부분이 되고 여기가 이제 가슴 부분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몸통 아랫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팔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고 치마를 이렇게 입히게 되면 이제 그 인형이 되는데 어, 일단은 여기서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그 완성이 됐고 아까 이제 실 그 단수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껴놨던 실은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음, 나중에 이제 이 실 정리하는 방법은 또 다시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